먼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제 피부톤에 딱 맞는 컬러로 얇게 펴발라줬어요. 얼굴 외곽은 아주 아주 얇게 발라줬어요. 베이스 양으로 얼굴의 양감을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좀 더 밝은 컬러 쿠션을 사용해서 얼굴 안쪽에만 두들겨 발라 layering 해줬어요. 커버력도 높아져요. 그리고 이번엔 은은한 peach beige color shimmer liquid shadow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펴발라줄게요. 발리는 것도 촤라라하게 발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펄이 자연스럽게 자글자글 빛나는 섀도우예요. 그리고 바로 펜슬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도 그려줄게요. 점막 먼저 채우고 눈 앞머리는 조금 굉장히 도톰하게 그려줬어요. 눈꼬리는 아주 쥐똥만큼만 빼줄 거예요. 그리고 조각조각 잘라놓은 속눈썹을 속눈썹 밑에 숨겨서 숑 붙여줬어요. 속눈썹 붙일 땐 세상에서 제일 못난 표정을 지어야지 잘 붙여져요. 바로 눈썹을 그릴 거예요. 오늘 굉장히 간단하면서 슉슉 지나가죠? 가끔은 이렇게 심플할 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눈썹을 다 그리고 눈 밑에 얇게 라인을 그려줘서 눈이 좀 더 아래로 트여 보이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콧대에도 살짝살짝 그림을 그려주면서 eyebrow로 코에 음영도 넣어주는 응용력을 한번 발휘해보았어요. 좀 더 콧대가 잡힌 것 같죠? 립 첫 번째로 설린님 립스틱으로 유명한 푸른기가 도는 레드 립스틱을 사용할 거예요. 이 레드 립스틱을 입술 전체에 full lip으로 발라줬어요. 근데 이것만 이렇게 발라주면 예쁘긴 한데 뭔가 임팩트가 부족한 것 같으니 아주 deep한 burgundy red 립스틱을 한번 더 사용할게요. 본통젤 슥슥 발라주고 립브러쉬로 경계선을 풀어줄게요. 이제 골드 브론즈 shimmer liquid 섀도우를 사용할 건데요. 브러쉬에 묻혀서 입술 산에 톡톡톡 그리고 입술 가운데에 톡톡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눈에 사용한 peach 베이지 섀도우를 highlighter 브러쉬에 묻혀서 highlighter zone에 여기저기 발라주면 됩니다. 그럼 메이크업 끝! 음,